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요. Still people living here, right? 아, 알겠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똥, nope. <laughs> 똥팡. 와, 헐, 와, 와. 어? 거 예뻐요. Huh? <laughs> 미안해요, 예뻐요. 몰라요, maybe I'm just. 음. 我来两个。 I need to line up to take picture with the little prince. 와, 아 이렇게. 하차입니다. 와, oh my god, oh my <laughs> god. <laughs> my god. <laughs> <laughs> 좋아요, 뭐. 아, 아, oh my god. Oh my god. 아. <laughs> Wow. Wow. Oh my god. Oh my god. this is so pretty. Oh my god. 여러분 봐요. Look at look at the ocean. Oh my god. Oh my god. So pretty from the screen. Oh my god. Oh my god. <laughs> So pretty. Oh my god. 이거는 스 Now I'm gonna do this.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차코. 하차코.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많이 많이 사람 받았어요. 많이 많이. 음 맛있어요. 이거 제가 이 스물 한살 이거 알아요 어떻게 This is my first time 처음 Am I gonna, is it gonna explode? 부산 투수 3호기 출동해서 좀 켜주라 You see the uh, lights? 헐, 헐. 무서워요 이게. How do 한국 How do other people who play this? We usually chase after coupled and scare them apart. put the put the like follow the couple and then put the fire on the behind. No. On behind 이렇게요. 오. one for you. Here, play with me. 와, 와. <laughs> 와, 오빠야, isn't it good?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뜻은 여기 이거 이거 아 포테이토 누도도 있어요. 와 세이무. 음. 이거 물, 물 김치 음. I think a lot of that 물, 물 김치고 이거 여기 주스 먹어요 칸케라 사장님 밥 한 공기 만들어주세요. 이 사람 아직 배고파요.